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레이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한 박스 닭티코랑 한 박스 미니 티코를 준비했고 초콜릿은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마실까는 호시 그래서 오늘도 마시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라 모나리 Bismillahirrahmanirrahim. 이 딸티코랑 누텔라 발라서 먹으니까 대박 맛있어요 맥주 먹고 싶어서 너무 티코를 급하게 먹어버렸어요.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급하게 먹어버렸어. 그래서 지금 배가 뽀글뽀글거려요. 아,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